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뷔입니다 러브 열셀프는 이제 앨범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게는 지난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랩몬 형이 수상 소감으로 말한 그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이었고 이번 앨범 작업에서 제가 직접적인 작사나 작곡은 하지 않았지만 그냥 제가 우울하거나 좀 기운 없을 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, 새 앨범에는 기존보다 더 긍정적이고 새로운 노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들을, 노래를 들으면서 저희 방탄소년단에게 새롭게 빠져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미분들 저희 앨범에서 비주얼적으로나 사운드로 진짜 멋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많이 즐겨주세요 Love yourself